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이번 블리즈컨에서 새로운 확장팩 용의 강림이 발표됐죠 지금까지 공개된 갈라크론드와 부가 퀘스트를 포함한 엄청난 OP 카드들이 12월 11일에 출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신규 컨텐츠 전장 소식까지 있었습니다. 전장 컨텐츠는 8명의 플레이어가 24가지의 각각 다른 능력을 가진 영웅을 선택을 해서 하수인을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신규 확장팩 용의 강림을 사전 구매한 유저는 11월 6일부터 사전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6일 사전 체험 출시일에 따연이, 철면수심, 홍차, 공역주인 출전하고 레니아워, 기무기운이 진행하는 하스스톤 스트리머 전장 배틀런이 진행되니까요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면 좋을지 미리 확인해보세요 이거랑 이거 갖고 가야 되거든 이렇게 갖고 와야 모래 폭풍 정령 <laughs> 가능 할 수 있죠? 뱀 더 터트린 다음에 CC로 분리 가져오기 깜짝 킬각 개쩔죠? 빨라 딱 빨라 여러분 이제 불 들어온다 둘리에 둘리에 불 들어와요 여러분 봤죠? 사람들을 너무 팍팍하게 그러지 맙시다 예 아, 극한의 멀롱 역병첸! 멀롱 역병! 뭘로 뭘? 어, 어, 어. 이것도 가면 감사 감사. 블리즈컷 <laughs> 언제 나가냐고요? 아씨 야, 불, 불리나는 초대 안 하냐? 아, 제발! 그리고 얘를 친 다음에 딱딱 친다 2번 본체 갈겨서 두 방 꼽... 아니야 이게 맞아 와! 본체였다고! 아! 백상현! 어? 이러면 끝났는데? 이거 잠깐 안 쓰면 킬각이야 어제 어제 배웠던 킬각 어제 배웠 이거 혹시 제피레스 냈을 때 질풍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음, 이런 거 먼저 너 얘는 보잘것 없어 너는 그냥 질풍 줘요 너는 그냥 질풍 주면 돼 이게 되게 재밌어 길가기 아! 팔짝, 아이 그거, 천봉이다. 아! 아! 개자식들 치킨집 차리면 어디 거 브랜드 쓸걸 <laughs> 어? 쿨쉐이드 네. 쿨쉐이드 <laughs> 뭔데 이거 어차피 진화를 할 거니까 나는 진짜 핫스톤을 님들아 내가 매번, 매번 말하지만은 나는 진짜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고 진짜 진짜, 진짜 잘하고 싶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싶고 하, 핫스톤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싶은 그 사, 사람이에요 진짜 솔직히 방송을 하면 슈만메가 돈이 더 잘 벌리고 나는 훨씬 좋아요 근데 왜 내가 하스스톤을 하느냐 그랜드마스터기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중국 대회도 나는 있으면서 그죠? 확실히 재 씨X들아 아나 뭐야 이거 아니 몰칸가? 아 하스 접으라는 건가 오늘? 뭐지? 아몇 팔째야 도대체 어? 아니 아니 아예 그냥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